옳지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는데 저 풀려 없어 천천히 할게 누워있어 다 먹어요

브랜디, 페퍼, 하이. 어이구, 어이구, 해동해, 동해요. 못 내려오는데? 못 내려오는데? 어이구, 내려올 거야? <laughs> 키위 갖고 가 키위 여보 키위 생각할? 냅손 이제 손 옳지 손손 옳지 그래 손 哦呀。